언니가 좋니? I think 네가 좋아 귀요미 같은 어제부터 도깨비 보느라고 아 왜 그렇게 재밌는 걸 이제 봤지? 내가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사실 그런 게 있었어 재밌어 봐야 얼마나 <laughs> 재밌을까 뭐 재밌겠어 뭐 이런 느낌? 또 막또 또 연애 노름이겠지 그런 생각하고 계속 안 봤거든요 아 나 진짜 TVN 너무 사랑해요 도깨비 아 TVN 진짜 아 도깨비는 정말 나는 진짜 도깨비가 진짜 한 100회 했으면 좋겠어 아니면 막 시즌 1, 시즌 2, 시즌 3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 재밌지 않아요? 그리고 난 사실 공유씨 그렇게 매력 있는지 몰랐는데 아 너무 매력 있는 거야 세상 어 어떻게 저렇게 잘생겼지? 제 지금 막 3편 4편 이렇게밖에 안 봤는데 근데 차에서 내리는 장면이 있어요 흰색 차에서 처음에 내린 장면 보고 공유씨가 이렇게 잘생겼었구나 막 남신인 줄 알았어 너무 잘생겨서 비율이 어떻게 그래요? 뭐 얼굴은 그렇게 작은데 키는 그렇게 커가지고 어깨는 그렇게 넓고 어, 진짜 옷, 옷을 입으면 너무 잘 어울려. 어떻게 그렇게 막 모폴라 쫄쫄이 티셔츠 같은 걸 입었는데도 그렇게 잘 어울리고 간지가 나지? 거기에 코트 하나만 입어도. 그래서 제가 그거 보면서 아, 우리 대도님이랑 굉장히 좀 약간 몸매가 되게 비슷하구나 싶어가지고 그거 보면서 우리 대도님도 우리 남편도 저렇게 입혀야 되겠다. 저렇게 쫄쫄이 티셔츠 같은 거에다가 코트를 입혀야 되겠다. 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. 어깨도 솔직히 인정한 거 에이 인정할 건 인정합시다. 우리 방송이라서 또 여러분들 에이 아니에요 이러면서 하는데 솔직히 인정할 건 인정해야지. 사실입니다. 왜 갑자기 이렇게 물음표가 많죠 여러분? 여전히 얼굴도 작고 어깨도 넓고 키도 크잖아 솔직히. 얼굴이 공유가 아니라고요. 음, 그렇지. 야 근데 나는 우리 남편이 공유 씨처럼 그렇게 생겼으면 얼마나 피곤하겠어 내가 내 눈엔 잘생겼어